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요즘에 번식철이라서 저도 산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인큐베이터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부활을 하려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부활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거든요 많이 찌그러졌고 조금 있으면 부활할것 같은데 부하 예정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부하를 하지 않아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에그 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트에 나온 알이고요 제가 불을 비춰봤더니 송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알을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해가지고 하나만 한번 깨어보려고 하는데 아 과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12월 19일에 나왔고 거의 두 달가량 가까이 됐는데 이거 다른 애기들은 두 마리 값이 부화한 상태거든요 자 여기 아가들은 지금 부화를 해서 슈퍼푸드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 없지만 같은 날짜에 알이 나왔는데 부화를 안 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이 알 하나만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약간의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빠르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힘이 없어서 목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짝살짝 해줘야 됩니다 와 힘들다 안돼요 이게 알이 상할까봐 오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찔겨요야 알이 상할까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오케이 살짝 살짝 찢었어요 와 이게 진짜 신중을 요하는 거라 살아있으면 살짝만 벗겨줘야 되고 또 죽어있으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에휴. 자 우선은 오 안에 뭐가 있다 오 확실한 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확 찢어, 찢지 왜 못하냐 아니 있다 왜 못하냐 하시는데 막상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, 오 몸이 다 만들어졌다. 잠깐만요. 혹시 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음, 어 썩은 내도 하나도 안 나고. 야. 근데 왜 못 나오는 걸까요? 다른 동료들은 벌써 다 나왔는데. 와. 자 여기 보이세요? 저희 등. 크레스트 개코 등 보이세요? 알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죽은 죽어 있었네요 여기 안에서 죽어 있었는데 막판에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이고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좀 몇 하루 이틀이라도 빠르면 그때 부화했던 친구들 그 같은 날 비슷한 날 알이 쪼그라들 때 그 징조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,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지만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알 껍질이 굉장히 질겼고 어, 알 껍질을 못 뚫고 나온 그런 사례 같습니다 굉장히 이뻤던 친구였을 텐데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은 눈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굉장히 초롱초롱했을 건데 지금 눈 자체가 벌써 폐사해 가지고 생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검어게 변한 상태예요 아 아쉽네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번식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알이 쪼그라들 때 쪼그라들 때 하셔야 되고요 그 전거보다 상태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들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알이 쪼그라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날짜에 부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그 커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